이번에는 필리핀 대학생들과 맹그로브 모종 심기 봉사활동을 다녀와봤습니다. 맹그로브는 열대 지역 큰 강변, 하구, 바닷가 진흙바닥에서 자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서금께 잘 버티며 염분을 섭취하며 자라는 나무입니다. 맹그로브의 많은 뿌리 덕분에 물고기들이 살아갈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쓰나미의 피해도 줄인다고 하네요. 줄기에 다량의 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정글에서 전환시에 훌륭한 수분 공급원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붉은 뿌리가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파괴했다가 환경이 박살난 곳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다녀온 장소는 필리핀 네그로스 섬에 있는 빅토리아스 시티 내에 위치한 곳인데요. 바코로드 시티에서 차로 50분 정도 걸립니다. 빅토리아스 해안가 쪽에 맹그로브 재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 보존을 위해 큰 역할을 하는 맹그로브를 심으러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Video-video-video. O, isa pa, pipicture ko na. Reroll daw. Mapapag-yol sa to. Hindi, sumiin. Ewan Boy, nabuho. Guys, may wari Friends more. Dala ko kay ko, hindi ko malubog. Manong, may buho. Bobby, mag-add. Ay, may buho. Manong? All of this chicken? All of this chicken? Yes. Oh, can, I, can I see? <laughs> like this? No. Done? Done already? You see? And also pork. You like pork? Of course. <laughs> How about this one? What is that? Thank you.